연애의 맛 김종민과 황민아가 풋풋한 연애의 시작을 예고했다. A는 우리를 기억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사랑하. 는 사람들만이 여전히 노란 빛을 켜서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의지할 곳이 있다. 연애의 맛에서는 기상캐스터 황민아와 소개팅을 하는 김종민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김종민은 꽃을 좋아한다는 황민아를 위해 꽃이 많은 레스토랑으로 갔다. 황미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종민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며 자리를 비웠다. 알고 보니 근처의 꽃집으로 뛰어가 미리 꽃을 주문했던 것. 꽃 포장지에는 황미나와 오늘부터 일을 일하는 문구도 직접 썼다. 김종민은 레스토랑을 나와 황미나를 꽃집으로 안내했고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내밀며 수줍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황미나는 김종민의 준비성에 크게 감동했다. 이후 두 사람은 근처의 놀이터에 잠시 앉았고 김종민을 알아본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어 여자친구예요. 라는 아이들의 질문에 황민아는 한글 알아. 이거 읽어볼래. 라며 황민아랑 오늘부터 1일이라는 문구를 보여줬다. 그리고선 여자친구 맞아라고 답해 김종민의 소개팅이 성공을 향하고 있음을 예감케 했다. 소개팅을 마무리하며 김종민은 오늘 하루 어땠는지 솔직 하게 듣고 싶다라고 황미나에 물었고 황미나는 오늘 좀 오빠와 가까워진 것 같다. 모든 사람이 오빠를 생각하는 이미지와 다른 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오빠의 이미지를 내가 느낀 것 같다.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이에 김종민은 걱정이 많이 됐다 어설프면 어떻게 할까 싶었다. 그래도 오늘 좋았다니 다행이다. 아까 꽃에다가도 오늘 부터 일을 일하고 썼다. 사실 너만 오케이 해준다면 오늘부터 1위를 할수 있다. 을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자 황민아는 우리 오늘부터 일일이야 라고 수줍게 대답했고 김종민은 심장 터질 뻔했다라며 기뻐했다. 특히 두 사람은 준비한 사진기로 함께 사진을 찍으면 이내 분위기를 물씬 풍겨 눈길을 끌었다. 사랑은 말로 말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해야 합니까?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며 그들을 표현하는 방법도 상황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자친구에게 제안할 때 이벤트를 조직할 수 있으며 노인들은 이 도어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편지만 있으면 파트너에게 사랑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단순하고 애정 어린 연애에 대해 우리는 왜 감사 하지 않습니까? 지난 월 1첫 방송을 시작한 연애에 맡은 사랑을 잊고 지내던 대한민국 대표 싱글 남자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사랑을 찾아가는 신개념 연애 인문학 에는 짜여진 대본과 데이트 코스 없이 출연자들이 직접 데이트를 준비 100% 현실 연애를 보여주는 리얼한 연애 길 마드로 안방극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연애의 막 공식 커플 1호 종민아 커플. 은첫 방송과 동시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 매 방송마다 설렘으로 잠 못 이루게 만들었던 상황. 매회 종민아 커플의 데이트를 지켜봤던 시청자들은 종민이 미나 가는 모습에 진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느껴지. 네. 꼭 잘 돼서 행복하길 종민아 커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결혼해서 아내의 맛에 출연하길 바랍니다. 등 두 사람의 연애에 대해 끊임없는 응원과 관심을 보. 냈다. 더욱이 종민아 커플의 탄생 이후 환민아는 자신의 S. n s 에 김종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업로드한 달달한 럽스타그램을 선보이는가 하면 김종민이 출연 중인 KBS 1박 2일에서는 정준영과 데프콘이 환민아를 지수씨라고 직접 언급 김종민을 당황하게 만들며 종민아 커플의 리얼 연애에 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 14일 오늘 방송될 스페셜 방송에서는 종 민아 커플의 첫 만남부터 달콤한 직진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 러브 스토리가 총망라돼 펼쳐진다. 종민아 커플에 떨림 가득했던 첫 만남과 황민아는 물론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사로잡았던 김종민의 요 늘부터 1일 고백, 연인들의 성지 한강 데이트 등 매주 시청자들의 심장을 강탈했던 종민아 커플의 모. 든 것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 특히 시청자들로 하여금 한강을 커플이라면 꼭 가야 하는 데이트 장소로 인정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의 한강대. 이트에서는 두 사람이 라멧과 치맥을 다정하게 즐기는 모습이 다시 한 번 선보인다. 여기에 종미나 커플의 미공개 셀프 카메라 등 본 방송에 선은 볼수없단 심쿵 스토리가 공개될 예정이라 의미를 더한다. 그런가 하면 연애에 맞은 14일 오늘 종민아 커플 스페셜 방송을 끝으로 방송 시간을 목요일 11시로 전격 이동한다. 그동안 이어졌던 시청자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 오는 1. 8일, 목부터 김종민, 이필모, 김정훈, 구준엽 등 대한민국 솔로남들의 real 연애를 다시 가동하는 것. 김종민은 황미나의 이 가지 소원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진중한 어른 연애를 가동한 이필모, 달라지고 있는 김정훈,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는 구준엽 등이 어떤 설렘 포텐을 터트리게 될지 눈길을 끌고 있다. 제작진은 종미나 커플의 special 편에서는 본 방송에 선은 볼수 없던 특별한 내용들이 담기게 될 예정이다. 종미나 커플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생생한 real 연애를 선보일 special 편 방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이어 목요일로 시간대를 옮겨 선보일 연애의 맛에도 계속 응원을 보내달라고 덧붙였다.